뭘 봐? 목소리 좋은 여자 처음 보니? 언니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제 남자친구가 제저제 제 전 남자친구는 회나 스시를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날거를 먹은 바로 장염이 어서못 먹었거든요. 그런 거 가지고 먹다 보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걔가 이상한 거 맞죠? 걔가 <laughs> 이상한 거지. 응. 아니 생각해봐 내가 회를 못 먹는데 왜 회를 먹으러 가자고 해?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? 응. 배려가 진짜 없는 거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못 먹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안 간다? 자기 못 먹는다고? 그런 사람들은 좀 이기적인 면이 많은 거예요 응. 음. 배려심이 부족해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좀 치사하게 얘가 못 먹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얘는 못 먹는데 나 혼자 막 맛있게 먹어 그거 진짜 배려 없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 쳐다보라는 건지 그래서 저한테 같이 음식 먹는 재미가 없다고 <laughs> 그랬었어요 그 얘기하지 그 너는 배려가 없어 너는 음식에 대한 배려가 없어 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회 먹으러 가는 거고 회싫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고기 먹으러 가고 하는 거지